앞서 김종민은 그동안 김건모의 절친한 동생으로 수차례 미운 우리 새끼의 출연해 소개팅에 나선 경험이 있다.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됐던 소주트리 또한 김건모와 함께 만들었다. 그랬던 그가 이번엔 스페셜 MC로 나서서 직접 어머님들과 마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민은 과거 무수한 사업 실패 경험 등의 각종 무리한 경험담을 털어놔 어머님들은 그저 한숨만 쉬었다는 후문이다. 미운 우리 새끼로서 철없는 면모를 순수하게 드러낸 것이 다. 코미디언 출신도 아니고 메인 진행자도 아니며 무엇 보다 프로그램의 앵커 테넌트가 아닌 게스트와 롤플레이어로 활약하는 예능 선수가 대상을 받은 첫 번째 사례다. 무엇보다 우선에 김종민에게 아낌없는 축하를 보낸다. 요즘 같이 회전율이 높은 시기에 한 프로그램의 9년째 같은 캐릭터로 예능계에 10여 년 동안 건실히 활약했다. 는 점은 충분히 보답을 받아 마땅한 시간이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김종민이 연예대상에 영예를 안게 된 의미와 경이다. 김종민은 제가 대상 후보에 올라온다는 게 너무나 말. 이해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수상 소감에 첫 눈을 뗐다. 신동엽도 26년 만에 친정에서 대상을 받아 화제가 됐지. 만 그리 어색하지 않은 그림이었다. 그동안 연예 대상은 거의 대부분 코미디언 출신이면서 본인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기획 구성하는 메인 MC들의 전유. 무리였다. 유재석, 강호동 체제로 접어든 이후 지난 10여 년동 아는 국민 MC 반열에 오른 신동엽을 포함해 단 몇 사람 이 돌아가며 방송 3사의 대상을 차지했다. 예외적인 경우가 2007년 KBS의 탁재훈과 2012년 MBC의 박명수, 2015년 KBS 이위제 정도인데 박재훈은 가수 출신이지만 당시 이미 톱 MC였으며 박 명수도 홀로 서기를 못했을 뿐 캐릭터 브랜드와 꾸준함 측면에선 이견이 없는 최고 선수다. 이런 점에서 메인 MC도 아니고 예능판에서 서브 캐릭터 나 게스트로 주로 활약하는 김종민의 대상 수상은 공중파. 방송 3사의 연예 대상이 그동안 가져온 의미, 위상, 선정 시스템의 변화와 해체가 더 이상 불가피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이다. 더 이상 방송사 내부에 오랫동안 이어져온 관성과 도뱀식, 와 방송사 간에 맺은 공고한 기득권으로는 연예대상 시상, 대 시의 의미와 위상과 시스템이 버틸 수 없음을 인정하고 변화 혹은 고육지책을 택한 지혜라 여겨진다. 공중파 방송 3사의 연말 시상식의 위상과 의미는 지난 1. 영여 년째 퇴색일로다. 주말판 신문에서 방송 편성표를 보며 각 방송사의 연말 시상식 스케줄을 확인해 놓고 지난 한 해를 추억하며 누가 대상을 받게 될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지켜보던 응답하라 시절은 한참 전에 지나갔다. 다음해체 시대로 접어들면서 위태해진 공중파 예능이 각자 버리는 잔치에 시청자들이 부여하던 권위는 점점 줄어들 얻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공중파 3사 모두 새로운 경향을 제시했다. 거나 예능계에서 지분을 점유했다고 자신 있게 말하겠네. 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각 방송사별 연말 시상식은 사내 공로상 정도로 위상이 점차 낮아졌다. 예능 콘텐츠가 메인 진행자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포맷을 벗 언하고 있다는 점도 기존 연예대상 시스템의 변화를 불가 피하게 만드는 근본 요인이다. 관련해서 프로그램 자체에 상을 주거나 공동 수상을 하는 등의 변칙을 도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상을 건넸던 인기 프로그램들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새로운 흥행작은 나타나지 않으면 처 서매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점이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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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KBS 연예대상의 저주토 김종민의 에너지 앞에선 맷을 못 추지 않을까 예상해본다.